애기야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인데 이렇게 울어 아무 일도 아니긴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는 건데 무슨 일 있었지 그치 울지 말고 무슨 일 있었는데 말하기 싫어. 알았어. 알았어. 안 물어볼 테니까 일로 와. 언니가 안아줄게. 누구야? 누가 우리 애기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었어. 내가 다 속상하다. 아니야, 괜찮아.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. 더 울어도 되니까 진정될 때까지 내가 안아줄게. 내가 옆에 있어줄게. 이제 좀 진정됐어요? 다행이네. 무슨 일 있었는지 진짜 말 안 해줄 거야? 알았어. 안 물어볼게. 응? 여행? 갑자기 여행 가자고? 너 내일 학교도 가야 되잖아. 내일 회사도 그래 뭐 회사 따위 병가를 내든 연차를 내든 가자 여행 어디 가고 싶어? 어디든 상관없어? 그럼 아무도 없고 우리 둘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. 응. 진짜로 진짜로 가자 여행. 오늘 밤은 너무 늦었으니까 일단 자고 내일 바로 떠나자. 아니야, 괜찮아. 회사가 뭐가 중요해? 난 회사보다 자기가 이렇게 마음 아파서 우는 게 더 마음 쓰여. 내가 왜 일을 하는데? 돈 왜 버는데? 돈은 그냥 수단일 뿐이야. 그러니까 회사 걱정은 하지 마. 진짜로 병가 내면 돼. 병가 내고 안 되면 연차 내지 뭐. 아직 쓸 거 많이 남아있어. 팀원들한텐 미안한 일이지만 난 우리 자기가 더 중요한 걸 이렇게 이쁜 애가 내 마음 저리게 울고 있는데 어떻게 원하는 거 안 해줄 수 있겠어? 가자 여행 내가 좋은데 알고 있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하면 바로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속상했던 거 잠시라도 잊고 자자. 내일 놀러 가서 마음에 응어해진 거 다 풀고 오고 난 우리 자기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. 가끔 너가 이렇게 울면 내 마음도 너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. 다음번에 이런 일 있을 땐 언니한테 미리 말해줄래?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. 내가 많이 사랑해. 많이 사랑해요. 내가 옆에서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말고 좋은 꿈 꿔요. 알았죠?